서울에 있을 때처럼 이렇게 교류하고 공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 정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. 10여 년이 지났잖아요. 네. 그래서 육아 가사에